지은 지은 가이 가이 거의 거의 뿌 가이 뿌 가이 가이 뿌 가이 뿌 가이 가이 거의 거의 거의 거의 중요해 이거 다른 거 타져버렸다 이거 나온 거 거의 아또 이런 게 있네 자 거의 거의 뿌 가이 뿌 가이 가이 거의 뿌 가이 뿌 가이 가이 거의 뿌 가이 뿌 가이 가이 거의 뿌 가이 뿌 가이 가이 거의마 거의마 워 거의마 워 거의마 해도 되냐 워 거의 거의 뿌 가이 뿌 가이 가이 워 거의 거의 뿌 가이 뿌 가이 가이 아이고 대단해 대단해 怎么样怎么样？很好用很好用， 아야 好用好 쓰기 用， 좋다 好好用这个怎么用这个怎么样？我教你我教你， 다른 거 다 잊어버렸다 요 마지막 내가 널 가르쳐준 거我教你我我教教你你，教你教你， 가르쳐준다고 그래 작업이 되지 我 我教教你你我教你 내가 가르쳐줄게 너를 가르쳐줄게 워짜오니 어떻게 잘하니? 어떻게 잘해요? 워짜오니 워짜오니 워짜오니 워짜오니 워짜오니 워짜오니 워짜오니 워짜오니 자 마지막 마지막 이건 듣고 바로 잊어버릴 거예요 뭐냐면 국자 국자 국자 샤오즈 니용 자 샤오즈 니용 샤오즈 니용 샤오즈 국자를 사용하냐 그러니까 실판 부용 부용 자 실판 부용 실판 실판 실판 吃饭 不用 吃饭 不用 吃饭 不用 吃饭 不用 喝汤用. 喝汤用. 어, 틀렸다 여기 喝汤用. 喝汤用. 喝汤用. 국 마시는데 국자는 喝汤用. 喝汤用. 勺子, 勺子, 젓가락, 콰이즈, 콰이즈, 콰이콰이 네. 빨리 젓가락 대나무로 먹는 거야. 筷子, 筷子, 勺子, 勺子, 국자, 勺子, 勺子, 젓가락, 筷子, 筷子, 젓가락, 콰이즈, 국자, 샤오즈. 네, 일단은 이 정도면 안무 굶어주고. 오케이 좋아요. 자 마지막 요것만 인력. 인력. 음력이에요. 음, 음료, 음료수. 인력. 인력. 리우. 리우 리우 리우 선물 오늘 마지막 선물 이걸로 야. 시골로 시골로 시골로 시골로 니예 시골로 시골로 오 진짜 너무 잘한다 야 이제 중국 가면 그냥 들어가고 온다니까 이제 50% 된다 어내 생각에는 3일 있지 말고 거기 좀 한 달 있다 와버려 그냥 아예 그냥 아, 네. 거기서 방송하고 선생님 저 북경대학 갈래요 아 그래 좋습니다 큰 꿈을 꿈 따멈 따멈 멍이 따멈 멍샹 큰 꿈이라고 어, 어, 멍샹 좋아 내년에 가겠습니다 어 좋아 좋아 이야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내년은 며칠 안 남았어 내년이야 내년이야 이러다가 뭐 연수를 한 달씩 보내야 될 것 같아 방 하나를 얻어주고 어. 거기서 살게 하고 살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죠 감사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그래서 대체 역사를 잃어갖고 하고 막 사업도 잃어오고 투자도 이끌어오고 막 리스 리스 리스 리스 어 대단해 힘리 역사 야 대단해 리나 아, 어떻게 다 버려? 어. 어 너무 급다 그럼 버리지 마 여기 두 여기 두면 가난한 사람 많아 먹을 것 같은데 이건 몰라 그냥 뜯어먹어도 되지 이거 뜯어 뜯어 먹어. 네 맞아. 어 놔둬 뜯어. 그냥 놔둬. 3,800원짜리 이거. 동네 네. 네. 대형이라서. 어 그냥 놔둬 뜯어. 왜냐면 저번에 놔둔 것도 많이 다 먹은 사람들. 어 싱크라 싱크라. 이건 내가 놔둬 먹지 뭐. 뭐가 있다고? 그냥 고기? 어, 아, 이거 이거 갖고 왔는데 나 뒷불이 끼는 꽉 짜가지고. 잠깐만 있다. 딱 내일 6시 반에 가지고 네, 6시지 이 그 안에 치즈가 상 녹음되게 맛있고 렌즈에 한 30분 내일 6시지 6시 끝났어 이제 내일 6시죠 6시 뉴욕이엔 내일 뉴욕이엔 아 6시 뉴욕이엔 뉴욕이엔 로덴 카이스 로덴 카이스 근데 참 센츠 센츠 뭔지 뭐가 있잖아요 6시 예, 어, 그렇지 그렇지 디오덴 센츠 센츠 이후 이후에 어, 이, 그렇지. 以后 이호 어. 开始开始开始学习 어, 갈스. 开 네, 始 무슨 모임인데? 上课上课 샹크 샹크. 음 시 시젠 시젠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시즌 뭐야? 시젠 아 시간이 时 시간 时时时间 시젠 아, 음, 몇 时 시야? 时间와 대단해 료, 료, 료스. 음, 그럼 뭐 좀 쓰지 시간 마. 있지 않나? 어, 료, 료스. 아, 그래? 료스. 时间怎么怎么时间嘛？ 음 그럼 나 따로 움직일 때 야. 가도 되나? 대단해 대단해 와 대단해 대단해. 오케이 오케이